ち今皮膚科に到着して待機中ですプロの力を借りに来ましたあとなんか今は化粧してるから見えないんだけどちょっとニキビ跡だったりとかシミとかが結構目立つのでそういうのとかあと乾燥とかも全部一気に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실네한번해봤어요실링크효과괜찮았어요솔직히말해서그때실링크효과를잘못느꼈어요아잘못봤어요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웃어 멀었는데 아, 사진, 사진인 줄 알고 <laughs> 아니 너무 무섭게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비는 거? 이건 잡채 어, 이런 거는 어, 이런 거는 나중에 어렵게 빼수 있어요 어, 아니. 한 20분, 30분 했어요 아네네알겠습니다今20分ぐらい経ってほとんどの感覚がもうないですなんか私すごい大きい手術受ける人みたいになってない <laughs> 부위 슈링크라고 해서 되게 깊게 들어가는 슈링크가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슈링크 효과 없다고 하셨지만 쓰는 되게 효과 많이 보실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걸 또 섞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음. 액 어? 음. 괜찮아요? n 완전 너무 아프다.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가서 슈링크를 한 거거든요. 아, 이거 진짜 조금만 한 건데 은근 차이 나죠. 아 슈링크 효과 나는 것까지는 아, 하 확실히 딱들어갔어 네. 재울, 재울 수 재울 수 있어. 작은 소리에 누비 안할 거예요. 어, 그 효과, 효과 위해서 잠깐만요. 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올려주세요.

아나今まだ鏡見てな나から超나しみうんどうなってるかな食らってみるかい피부의 아, 음. 음. 어, 질이 좀 좋아졌으면 해서 그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엑소점이라는 시술을 한번 해줄게요. じゃーん終わりました今日受けたのは、えっと、シュリンクの V, v ラインのところとあとオルセラっていうここのリフトアップのやつとあとここにボトックスを打ちましたもう顔がねすっごいちっちゃくなったのも自分でもわかるしであと 肌の再生のなんか注射みたいなのもここに今たくさん打って2日ぐらいしたらやっとこう効果が出てくるみたいなので。ぜひぜひみんな来てみ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また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じゃあね